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파리바게에 대해서 신메뉴 곰, 곰 케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먹을 거는 티크 아이스크림, 허쉬우유, 누텔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. 스물라라 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맛있다 저 별로, 별로 그냥 빡빡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드럽고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귀여워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새로 나오는 케이크가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조금 기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